벌써 취해졌어요? <laughs> 사오셨군요 소미씨 어디 가는 중이세요? <laughs> 좋은 터를 보러 가시는 건가요? 아, 그런가 봐요 다른 데로 갑시다 올라갈까요? 에? 저기도 한다고? 어? 아나무에요안 되죠 트리 하고 싶나 보네 <laughs> 트리 하고 싶어? 잘, 잘 보이는 곳에? 바람이 불어가지고 올라올 때 너무 힘들더라 그치 자기야 왜? 잠긴 거야? 어떡해? 원래 이랬어? 한 번 잠기면 안 열린다 했는데 맞아 어떡해? 어, 못딸 뻔했어 잠겨가지고 너무 이뻐

벚꽃이 완전 예쁜데? 개나리랑 꽃이 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힘든 건 가셨나요? 네. 무슨 소리예요? 전 페이스 항상 맞춰줍니다 <laughs>